음. 음. 음. 야. 30mm. 30mm. 30mm. 멈춰 이거 100ml 뭐하는 진짜 30초가 지나야 된다잖아 <laughs> 나 30ml 넘었지 100ml 부었다니까 나말안 해줬어 아니 내가 30ml라고 계속 30ml 30ml 이잖아 30ml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단 말이야 아 됐어 뭐지 개망했네 향 진짜 좋다 이러고 음소거 해야 되잖아 <laughs> 맞네 <laughs> 빨리 부어 빨리 부어 30초 지났어 지났겠지 뭐. <laughs> 아, 나 아까 34초였는데 지금 2분 17초잖아. 지난 거야. 근데 내가 100ml 넣었으니까 100초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개소리 하지 마. 진 아니야, 그거? 아, 뜨거워. 초콜릿. 진짜 좋다. 향 진짜 좋다. 된것 같아. 200ml가 넘은 것 같아. 담겨질 것 같은데? 너무 많이 부른 거. 담겨진 것 같아. 얘를 어떡하면 좋지 이제? 버려야지. 물이 흐르는데? 다 우려진 버리자. 이렇게 안 빠져나가. 시간이 좀 걸리겠지 드립이니까. 근데 이런 거 너무 진하잖아. 네가 물을 많이 부었잖아. 근데 진하잖아. 진하지. 물 타자 맹물. 여기다 부으면 안 돼? 짜는 거야 지금? 조금? 너 제정신 아니지? 여기 담을까 일단? 아 그래. 내가 손이 두 개라 <laughs> 몰랐겠지만 maybe. Uh,